어묵탕을 만들 건데요. 대파, 소금, 무, 쑥, 육수를 내는 멸치, 그리고 다진 마늘, 그리고 어묵, 그리고 홍고추, 또 어묵, 그리고 진간장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한번 이제 완성했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보니까 타도잘 익었고 그리고 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쑥을 이 쑥을 넣은 게 정말 맛 제일, 제일 따봉이었던 것 같네요 뭐, 무 멸치 육수의 맛이 파로 인해서 파랑 그리고 무로 인해서 시원함으로 바뀌었답니다 향으로 아니아니의 요리 6탄 어묵탕 만들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